있다귀 잡아주시고요. 싫어요. 너못 어! 봤어. 뭐가 뭐가- 혹시- 뭐가 삭제된 거야? <laughs> 여기서 네. 딜러의 권한으로 네. 우정 씨 반대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왼손잡인데. 네, 반대 손으로 해주세요. 어 그래요? 어, 저는 원래 어. 저는 원래 초반에는 이렇게 매너를 하는 편입니다. 원래 제 할리 갈리가. 유 6입니다. 와. 와! 와! 와! 와, 세요. 와. 아! 오. 다세. 자, 역시. 아, 아, 아, 아, 방금은 조금 놀란 게두 명이 이 카드를 본 것보다 본인이 먼저 봤어요. 두 명이 카드를. 그 명이 보자마자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어떻게 제일 늦을 수가 있어요? 와. 와! 꼴등이 바 아. 일어나 라니까 형야 어. 일어나. 아, 이, 이 지금 버접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? <laughs> 안녕. 이거는 반칙 반칙. 어, 나, 나, <laughs> 나, 뭐 반칙 반칙. 나, 반칙했네. 나 이러고 아, 있었다. 아, 야 이렇게 야나 <laughs> 이러고 있었다. 나 이런 기회 장악하지 못했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아, 아 진짜 짜증나 아왜 짜증 내요? 어, 아나왜또 아, 이래? 그래서 최종 네, 그 승자 네 러브 러브가 1등을 차지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1등 했으니까 커피 돌려야 됩니다 우리. 얘가 1등이에요. 얘가 1등.